여러분 이번엔 오랜만에 명품 시리즈로 돌아와서 제가 만든 골든 스톤 블레이드 9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참고로 이 바이크는 카트라이더에 나오는 바이크입니다. 그리고 만들다 보니까 안정성이 떨어져서 옆이랑 앞에 투명한 블록으로 넘어짐 방지 기능을 넣었습니다. 이렇게 보안도좀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봤는데요. 아직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출항을 안 해봤죠? 넘어진 방지 블록이 부서질까봐 걱정이긴 해도 두고 봐야죠. 그럼 출항! 어 일단 아직 극초반이라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. 일단 조종이 무척, 무척까진 아니더라도 조금 조종이 까다로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어?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예상외의 상황이 발생하네요.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넘어짐 방지 블록이 이 골든 스톤 블레이드가 충돌해서 부서진 걸 막아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어? 아니 지금 바퀴가 하나 빠졌네요. 아 바퀴가 빠지면은 이거 위험하긴 하지만 다행히 바퀴가 두 개가 있는 앞바퀴가 한 개만 빠져서 정말 다행이네요. 어 일단 조종이 더 어려워졌습니다. 지금 이렇게 오 연꽃잎 저거 매우 위협적입니다 안돼 이럴수가 지금 앞바퀴 두 개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번에는 어 아니 이런 나쁜 망치 나쁜 망치 망치 때문에 의자가 날아가고 제가 떨어져서 좀 있으면 죽 죽었네요 아무래도 골든 스톤 블레이드는 항해 쓰기엔 너무 적합하지 않은 바이크였던 것 같아요. 생각보다 허무하게 죽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. 이렇게 이번엔 골든 스톤 블레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. 그럼 지난은 여기까지 안녕!